He lost an eye. 할까 그러니까. 너무 맑아서 뭐, 뭐 먹을 게 없어서? 박멸됐고 아... 오, it's pretty deep. 안녕. 안녕. 이거 우리 친구도 있네. 그거 하나 골라. 비스? 응. 음. 음. 엄마 이거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같이 내놔. 식전빵 우왕. 아비율 자르시죠. 고고. Thank you. 감자. 저 치즈를 누가 다 먹냐? 금방. 염탐. 너무 이쁜데? Look at that hat. Uh, honestly, so beautiful. What the heck? Some people live here? Oh my god, little doggo, what are you doing? What? Oh, jeez. Jeez. Whoa. Chill. 따르릉 따르릉 아 그럼 전화구나 민초파 민트 초콜릿은 항상 옳다 아. nice room. Very clean. Oh, we got a terrace here. Damn. That's nice. Yeah. although that is nice, I want to be in an air-conditioned room. And look at this room, it's air-conditioned. It's air-conditioned. Oh, I'm dizzy. Okay. I haven't had air conditioning this summer at all At all. France doesn't have air conditioning, so it's been hot every day, every single waking hour. <laughs> so this is nice. 귀여워. 그래요. 제가 어떤 종류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니까 그냥 여기 집 앞으로. 젤도 치즈 이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로 먹는 거는 또 독특하네 처형을 합시다. 하자. 하야, 하야, 하야. 많이 부셔. 걸러봐, 잡아. On verra plus tard. Look at the cows. biggest little bells on them. Hello aquí a mirar para We are nothing. I do not understand. I mean, look at this. I look at this and I feel like I'm gonna die in 10 seconds. I'm not gonna do that. I'm crying because of the wind. A few moments later. <laughs> alien flies by hits us right in the face and we die. 어디서 먹을까? Peculiar looking panini hot burger. 이거 먹어 이거 그래. 봐봐 여기 여기 나왔지. 뭐가 이렇게 귀여워 밑에서는 수가 있어 여기 들어가는 좀 못하고